근네이 11골기요? <laughs> 아 넣어볼까? 만약에 아, 걸려서 11초 할게 되면 개웃기겠다 나중에 걸릴 날을 기대하며 저 뭐지? 걸면 잘걸 자신 있어 없어요 <laughs> 저, 저 아싸예요 오! 오! 아 돌려 돌려 후원 파스원 만약에 걸려서 11초 할게 되면 개웃기겠다